괜히 샀던 것도 잘못인가요? 나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?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말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 나도 나